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<laughs> 네 제가 지금부터 팝 퀴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디부터 할까요? 여기부터? 호 이거 굉장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퀴즈네요 영우의 고래사랑처럼 박은빈의 땡땡사랑이 있다면 고래에 대치되는 박은빈의 땡땡사랑이라 하면 왠지 기대하시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끼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토끼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고양이도 몹시 좋아하고 있답니다 동물들을 사랑해요 <laughs> 딱! <laughs> 한바다즈의 분위기 메이커는 저요 <laughs>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촬영할 때는 영우의 분량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, 많은 기간 동안을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위기 메이커는 사실 강기용 오빠가 뭐 즐겁게 촬영하는 거를 신념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 네, 분위기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가끔 제가 기영 오빠한테 오빠 이제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<laughs>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웃겨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은 기영 오빠가 너무 재치 있는 입담에 비해 비방용이라는 건 <laughs> 그래서 한바다지의 분위기 메이커는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네. 아유, 다들 보고 싶네요 자자 다음 질문 갑니다 소덕동 팽나무 언덕처럼 나에게 힐링을 주는 장소가 있다면 집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정말 마음 편히 이 자연인 박은빈으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집이기 때문에 집이 힐링이 됩니다. 하지만 요즘 이게 집에서 오래 머물 시간이 <laughs> 별로 없는지라 힐링이 필요합니다. 힐링 힐링. 직장인의 환상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배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꿈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져도 다 나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왜 그랬을까? <laughs> 그러면 어디부터 터트릴까? 이게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네요. 우영우 김밥과 동그라미 김밥 중 더 맛있었던 김밥은? 솔직히 물어보시는 거겠죠? <laughs> 그라미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영우 김밥이 더 맛있었습니다. 왜냐면 동그라미 김밥은 그 김의 그 식감이 좀 많이 질겼었어서 <laughs> 끊어먹기가 조금 힘들었고요. 우영호 김밥은 진짜 맛있는 김밥이었어요. 어, 저희 소품팀 친구의 실제 친어머니께서 네, 분식집을 하시는데 네, 김밥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영호 김밥은 제 입에 맞춰서 또 이렇게 되게 얇고 이렇게 세로로 이게 먹을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어,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어, 영호가 김밥을 세로로 먹고 가로로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님과 저는 좀 당황스러운 <laughs>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<laughs> 제가 젓가락질을 평소 제가 하는 젓가락질 말고 영호의 젓가락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게 편했고요 음, 다른 김밥을 먹을 때는 훨씬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 영호의 젓가락질로 집기에는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안정적으로 가로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우가 깨달은 순간 바람이 불면서 뒤에 고래가 지나가는 것처럼 최근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참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영우의 대사를 외우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았고 음, 쉽지 않은 것들에 포기하지 말고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예, 관리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답니다. 네, 마리끌레르 파키즈와 함께한 시간 재미있게 봐주셨을까요? 감사합니다 여러분. 지금까지 박은빈이었습니다. <laughs> 저 <laughs> 어디 갔지? 난방 큰 돌고래는 절로 <laughs> 사실 그라미는 참 좋은 친구예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는 것도 영우의 복 아닙니까? <laughs> 예, 이런 얘기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무튼 네 그라미가 정말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음, 뭐예 김밥 맛있었어요 <laughs> 이거 뭐라고 수습이 안 되네요 안녕